개그맨 문세윤이 KBS 연예대상에서 영예대상을 수상하며 김선호 배우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세윤은 시상소감을 말하며 1박 2일 멤버들에게 고맙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선호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며 김선호 배우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박 2일은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게 되어 1박 2일에 방그리 PD가 감격의 소감문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박 2일에 출연 중인 김종민은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하였는데 현재 1박 2일을 15년째 하고 있고 1박 2일로 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선호 배우도 분명 큰 상을 받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김선호 배우에게 고마움을 표해준 문세윤의 시상 소감으로 인해 다시 한번 김선호 배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 이슈 공감이었습니다.